오늘은 제가 간단한 공지 영상으로 좀 돌아왔는데요 제가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부령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체집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이제 현행법상 이제 외국권충 같은 거못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게 진짜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해외를 직접 체질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생생하게 자연에서 어떻게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네, 그런 걸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은 데일리식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 남기듯이 찍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종류별로 파충류 파충류 뭐 절지류면 절지류 곤충이면 곤충 이런 식으로 좀 파트로 나눠서 찍을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인도네시아 채식계도 한번 찍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채식계 진짜 이상하게 찍었었어요 제가 이럴 때는 좀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서 좀 이상한 식으로 찍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재밌고 제대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 그리고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트리밍을 할 계획인데요 어한 예, 일주일에 잡은 게 잡은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을 거고 그 일주일 동안 기록을 스트리밍에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필리핀 다녀와서 더욱 재밌는 영상